Wow, thank you. No problem. 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아일랜드에 스코피오 씨. 안녕하세요 젠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또 아일랜드에서 코피어싱을 제가 한번 뚫어보고 싶어가지고 얼마 전부터 코피어싱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제 주변에 코피어싱을 한 친구들이 꽤 많이 생겨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 오늘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되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음력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 오늘이다 오늘이야? 어아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 어, 피어싱에 대해서 어. 어.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헉? 오늘 코피어싱이다 얘가 또 이제 전문가로서 피어싱 좀 많아요. 보여줘, 피어싱 보여줘봐. <laughs> 멀리서 여기 어. 코에 있고요, 입에 이렇게 있고요. 어, 귀에도 여러 개. 아 피어싱 고수예요. 제 친구가 만난 애가 또 피어싱 고수라서 이건 뭐 하라는 소리죠 뭐 나한테. 어! <laughs>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아 내가 귀를 뚫은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아팠어가지고 지금 막혔거든 아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 야, 일단 촬영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Hello, can I do nose piercing now? Age? I, I'm 22. But I want to ask you that I make I want to make a video about my piercings. Is it okay? No? Okay. Maybe you, if you come back to and ask Peter, he's, the- he's the other person. 아, 오케이. 그거 알아? 괜히 안 된다고 하니까 다 하고 싶어지는 거? 어. 아, 이거 꼼꼼하네? Hello, can I do the nose piercing now? I'm afraid you need to book it and you need to make an appointment because she's very heavily booked. Ah, really? Uh, she has one cancellation tomorrow at 2 o'clock. 아, I think I'm fine. Yeah, thank you. Bye bye. 이거 참 예약 잡기 힘들구만. Harry, do you do the piercing as well? No, sorry, no piercing. On tattoo? Uh, someday. Someday. Tomorrow? <laughs> I'll think about it. Don't worry. 어, 되가 어, 아저씨 좋다 여기서 타투 해야지 타투도 언젠가 해보고 싶어 커피 머신 아 뜨기 힘든데 이거 하지 말란 소린가? 지금 세 번째 까였어 body care? 뭔지 안될 것 같은데 Excuse me? Oh, do the nose 아, m 이 y b e 좋아요 아, 오케이 계속 거절당해 어. 다시 아까 갔던 곳으로 가봅시다 다시 그곳으로 니 네 뚫어준 사람이지? 어. 어... 아까 그곳을 다시 왔어요. 제발 되기를 바라면서. We'll wait until he comes. 무더워요. 한 어떨까? 잘 어울릴까? 응. 뭔가 너무 화, 얼굴이 막 화려해질 것 같은 느낌도 좋은 거 아니야? 얼굴이 무난했으면 좋겠어? 수수, 수수한 수수? 것도 수수? 좀 좋아해가지고 수... 처음에 얼굴에 한 표현이 어디야? 입술 입술 먼저 했어? 코보다? 응나 입술 먼저 했어 뜻밖의 인터뷰. 원래 스표싱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솔직히 하면은 음. 뭔가 시선이 음. 음. 알바할 때도 음. 안 되잖아. 음. 근데 여기 오니까 다들 입술 표시을 하고 있는 거야. 음. 아 질러야겠다. 아, 두번 네. 아프다. 뚫을 때랑 이거 집어넣을 때가 이게 코 표싱이 이렇게 꺾였잖아 니은자로. 네 그 집어넣을 때 이렇게 막 집어넣거든. 그때 살짝 고통 있어. 살짝. 샤워할 때 안 불편해? 세수할 때는? 전혀 걸리는 거 없어. 외국에서 내가 또 피어싱을 할 줄이야. 지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You guys film, film that for? No, not yet. Is that okay to just film me, like my reaction or my body? Okay. Okay, right. Let's see. Do you want to wear a ring at any point? No, just. Just this stuff. Okay. Can you see it? Yeah. The top of it is a small white gem. Mm. Is that the smallest one? I have even smaller ones. Top is like that. Sorry. That one? Yeah. Um, this is for you. Yeah. Um, when the needle goes through your nose, uh, it annoys your nose and makes you feel like you need to sneeze. Yeah. And uh, it also makes your eyes water, so that's okay. If you need to dilate your eyes. Okay, take a deep breath in. Oh, oh, oh, oh. the last bit is putting the jewelry in. If you remember, it went in that weird shape. Uh, so because of that shape, it goes in, in three motions. one. There's one, oh. two, uh, three. you finished? Yeah, you're not breathing, so. Oh, you're finished. <laughs> Whoa, thank you. No problem. <laughs> wow. so, looking after that's pretty easy. Uh, how about smoke and drink? That's fine. Uh, everything's fine. Yeah, that's fine. Oh, okay. Um, <laughs> yeah. Um, Thank you. No problem. Can <sighs> you tell 나 너무 무서웠어. 괜찮은데? That is 20 euro. Great, there you go. Thank you. Thanks a lot. See you guys. 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 어때? 너무 아팠다. <laughs> 근데 지금 약간 웃을 때 얘가 올라가잖아, 코가. 아, 아, 땡겨, 땡겨. 근데 안 아파, 지금은. 그때 떨을 때 진짜 아프고 근데 멀리서 보면 진짜 티 하나도 안 나. 네. 가까이서, 아, 아. 어, 가까이서 봐야 좀. 어. 어, 어떡해. 일단 가자.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네, 기분 좋아졌어. 냐냐냐냐. 어쨌든 저 이렇게 성공했네요. 우와 쩐다 나쁘지 않지? 느낌이 얼얼해 그냥 아직까지 얼하고좀 땡기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를 보면은 보여 내가 두 피오싱이 아.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보여 이렇게 하면 반짝 이게 보여 맞아 맞아 신기해 이게 어떠냐면 얼얼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펴면 이렇게 뭐가 안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괜찮나요? 되게 적응이 안 된다 지금 꽃이 있어요 꽃 샌드위치를 먹어볼게요 더럽게 먹어 뭐. 그냥 그냥 풀 들어 먹는 맛입니다